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바베큐 삼겹살과 오리 200g씩 그리고 요거는 같이 쌈 싸먹을 채소들 요거는 치즈피자 그리고 불닭볶음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 먼저 맛있다. 어, 맛있는데요? 어, 맛있는데? 아니 뭐 말만 바베큐지 그냥 삼겹살 구운 거 괜찮은데 진짜 바베큐인데요? 막 훈제 향이 막 나면서 어, 맛있다 불닭볶음면과 함께 음, 아, 진짜 맛있다, 이거. 와. <laughs> 이거. 음. 와. 아, 살 빠진 것 같아요?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뭐야? <laughs> 이거는 바베큐 박스라는 곳에서 주문을 했고요. 이거는 그냥 불닭볶음면이고, 여긴 피자 프라텔로라는 곳에서 주문을 했습니다. 어, 잠깐만. 썸네일 가자, 썸네일. 이제 썸네일도 찍어야 되겠어요. 따로 이렇게 뭔가 그 유튜브 각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나? 괜찮아요? 오케이 피자에 불닭 올리고 고기 올려서 어, 이따가 한번 먹어볼게요. 일단 오리도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오리는 머스타드지. 맛있네 음, 돼지가 훨씬 맛있어 오리에 불닭 아 opening song 한 번 불러볼까요? 음. 어 main, main 음식을 뭘로 해야 되지? 불닭볶음면 먹을까? <clears throat> 바베큐 삼겹오리 치즈 피자랑 <laughs> 아 뭐야 잠깐 뭐야 이거 opening song은 실패한 걸로 <laughs> 아 듣기 싫다고 그래도 응 이렇게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죠. 말 나온 김에 상추랑 한 번 갑시다. 오리 한 마리 하나, 삼겹살 하나. 아, 삼겹살은 바베큐 소스. 오리는 머스타드. <laughs> 맛있을까 이게? <laughs> 마늘, 쌈장 넣고 쌈무가 가, 가야 될까요? 쌈무? 쌈무? 쌈무 아 피자 가보자 이거 먹고 이제 어 괜찮은데요? 어 맛있다 제가 그냥 치즈 피자를 시킨 이유가 있죠 여기에다가 토핑을 다양하게 해서 먹으려고 그냥 치즈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영국에서 보고 계세요? 하이 <laughs> 일단 요거 하나 먹어보고 그 다음에 불닭 딱 삼겹살 딱 오리 딱쌈딱 쌈? <laughs> <laughs> 먹어보겠습니다 음 피자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먹을만 합니다 맛있는데 아직 따뜻해요 둘다 그냥 그냥 볶음면 음, 아 맛있다 둘다한 봉지입니다 이거 피자, 피자 프로텔로라고 저희 동네에 있는 피자입니다. 적절히 그 피자 맛이 나면서 고소한 치즈 맛이 괜찮아요. 이거 신 피자로 도우를 변경했어요. 근데 신 피자면 밀가루가 적게 들어가잖아요. 근데 왜 추가금을 2,000원을 받지? 혹시 이유 아시는 분 계신가요? 갑자기 생각나는데 의아하네. 가보자 이제. 불닭 먼저 가볼까요? 짜잔 <laughs> 왜 맛있지 이게? <laughs> 어 맛있는데요? 음! 오 불닭에 치즈피자 와 어. 어 너무 탄력 있게 올라오는데 자신감 넘치는데 어, 좋아. 어 오늘 이거 이 조합 진짜 맛있어요. 깜놀. 어떻게 먹지? 이렇게 먹을까? 하하. 피자 그냥 치즈 피자인데 토마토 소스 아. 와 하나도 안 느껴요 뭐 피자 이렇게 맛있게 먹기 오랜만인데 이제 한번 토핑 가볼까요? 어? 음. 아, 오리굴과 할라피뇨랑 먹으면 맛있어요. 와. 오래고기 얍 응? 홍 한번 해달라고요? 홍! <laughs> 머스타드 찍은 오리와 함께 요거 백김치야 백김치도 한입 대신 치즈피자 먹어도 되겠어요 다 잘 어울리는데? 어 진짜 너무 너무 기쁜데요 음. 아 그러니까 오늘 명, 명절이 끝난 날이라 그런지 식당들이 다 되게 좀 바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원래 오늘 허니콤보에다가 뭐 엽떡이나 아니면 다른 떡볶이를 먹으려고 했거든요. 근데 허니콤보를 이제 너무 또 늦게 시키면 아니 뭐 너무 빨리 시켜놓으면 식으니까 한 1시간 전쯤에 보통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1시간 반이 걸린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? 안 되겠다 해서 다른 걸로 시켜서 돼지국밥을 먹어야지 하고선 또 주문을 했는데 얘도 또 1시간이 걸린대. 그럼 어? 안 되겠는데? 하다가 <laughs> 바꾸고 바꿔서 이렇게 메뉴가 오늘 구성이 되었습니다. 근데 대만족.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음. 아 근데 오리도 잘 어울리고 삼겹살도 잘 어울리고 오늘 개 탔는데 진짜? 쌈도 잘 어울릴까? <laughs> 어떻게 써야 돼? 이렇게 써야 돼? <laughs> 한번더 접자 그러면 쌈이니까 마늘에 쌈장이 또 올라가야 되겠죠? 피자하고 상추랑 같이 먹었는데 또 생각보다 괜찮아서 깜짝 놀랐어요 괜찮은데요? 아,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피자집 가면 피자 위에 막 각종 그 샐러드 막 올려서 나오는 피자집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?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신기했어요 심지어 마늘에 쌈장이 잘 어울려서 또 이상했어 응. 치즈 피자가 뭘 이렇게 얹어 먹기 되게 좋은 피자였네요 불닭도 잘 어울리고 여은이는 지금 자고 있어요 음. 근데 여기 쌈이 어, 마음에 드는데요 다른 데는 막 쌈 되게 조금 주고 되게 부실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쌈을 듬뿍듬뿍 줘서 좋네요 이게 될까? 밸런스가 중요하겠죠 이럴 때는 머스타드 찍은 오리 올리고 바베큐 소스 찍어서 삼겹살 올리고 마늘 쌈장 찍어서 올리고 어 김예린님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쌈무랑 피자랑 고기랑 불닭이랑 같이 먹어주세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림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<laughs> 감사합니다 쌈무랑 피자랑 고기랑 불닭 오케이 지금 이제 여기다 쌈만 올리면 되죠 쌈무 아 쌈무를 처음에 올렸어야 되는데 이걸 먹을 수 있을까? 어떻게 먹지? <laughs> 어 일단 비주얼 합격 합격인가요 비주얼은?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비주얼이 또 너무 안 좋잖아 이거 뭐야 이거 <laughs>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젓가락으로 아 힘들었다 아 <clears throat> 아니 아 한번 <clears throat> 했냐면 아 불닭볶음면이 이 목구멍 거기서 매운 맛을 그냥 빡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, 이렇게 치는 것처럼 그래갖고 잠깐의 위기가 있었지만 잘 참았습니다 근데 이거 맛있는데요? 아니 제가 이걸 좀 무리하게 막 해서 그렇지 잘라서 넣고 잘라서 넣고 잘라서 넣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피자, 불닭, 머스타드 찍어서 밥에 소스 찍어서 쌈장 아 생일이에요? 축하합니다 은서님 <laughs> 샤인 머스켓이 뭐예요? 아, 포도 이름이에요. 샤인 머스켓이. 오, 대빵 큰청포동 어, 여원이 청포도 좋아하는데 한번 먹어봐야 되겠는데요? 시켜봐야 되겠다. 아,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오리 좋아하시네요. 저는 여러분들 오리 전혀 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생각보다 오리 먹어달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깜짝 놀랐어요. 아니 포도 한 송이 몇만 원이라고요?